somewhere above the city lights you're falling in love still aware you know it is true that you were lost and this is a clue 안녕하세요. 어, 어서오세요. 네, 여기 선생님이십니다. 오늘 아, 발표하신. 네. 지금 리뷰티라는 곳인데요.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눈썹, 눈썹한 곳이거든요. 제가 그 태닝 좀 받아보고 싶어서. 네네. 네. 그 태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일단은 몸이 좀 까무잡잡해지면 근육선이 더 잘 드러나서 몸이 몸매가 훨씬 좋아 보이니까 어? 좀 섹시해 보이잖아요. 섹시해 보인고 날씬해 보이고 뭐 이렇게 뭐 바르는 화장품 있습니까? 네, 태닝하기 전에 꼭 태닝 로션을 발라주셔야 돼가지고 네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초딩용 요거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냉장고 아닌가요? <laughs> 되게 예쁘죠? 냉장고 아닌가요? 네, 어... 냉장고는 아니고요 근데 이곳에 이제 열어봐도 됩니까? 네네 네. 네,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어, 저 이거 불 켤 수 있나요? 잠깐만 켜주시겠어요? 네. 어, 아이고 <laughs> 잠깐 오. 어, 어 이게 그래서 안경 쓰는구나 네, 그래서 이거 꼭 착용하시고 이것도 얼굴 근데 형 리온 같지 않니? 그러면 어느 좀 며칠 정도 하면은 이제 효능이 나올까요? 보통 10회 정도 해야지 효능 특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계가 지금 최신 태닝, 파워 태닝 기계 아주 새 거라서 파워 태닝 아주 새 네. 거? <laughs> 피부가 하얘신 여성분들도 한 3, 4회 정도만 받아도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전... 근데 피부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그래도 3회 이상 정도는 받으셔야지 원하시는 색깔이 어... 올라오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태닝이라는 게 우리 뭐 외국에서는 자연 태닝 많이 하잖아요 자연 태닝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기미 주근깨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. 이 우리 뷰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1개월 무제한에 한 달 동안 그냥 뭐 매일매일 오셔도 상관없고 그런데 12만원에 세럼까지 아, 월, 월 매번 올 수 있다? 아, 횟수가 아니구나. 네. 오, 그럼 자기가 언제든지, 언제든지 되네요? 네네, 네, 요한달 동안 이제 막 정액제처럼 네. 그다음에 12만원에 세럼까지 주신다. 네, 그럼요. 어, 4만원짜리 세럼도 증정해드리습니다 음. 들으셨죠? 자 오늘 일단은 수원 강, 광교에 있는 리뷰티 파워테닝 제가 이제 진짜 해보면, 서 예, 네, 제가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요새 한번 받아보면서 몸 좀 많이 만들려고요 동생? 네 그럼 갔다 올게 잘 다녀오세요 어. 큐 2분 남았고요 어, 너무 피하다 네. 어. 형 어떠세요? 어 여기? 네 뜨스하다 뜨스해 그때 변했니? 이야 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따스했습니다 어, 근데 솔직히 네. 가 예전에 한번 하다가 그만뒀어요 솔직히 막 못 느껴서 이번에 한번 아. 꾸준히 해보려고 아. 그래가지고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 진짜입니까? 네. 왜냐면 저게 최신 신식이기 때문에 unique 어, 아, 테닝, unique 테닝기기이기 때문에 <laughs> 가능한 거죠? 그럼 여기 우리 미큐티에서 여러분들 마라 어, 태닝을 시작했고요 어, 여러분, 들 저도 이제 좀 운동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동기부여가 없어서 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